공기지 공기 비링만 딱 걸어놓고 내려가서 하면 돼요 호흡 정리 하세요. 까마귀 호흡 정리. 자, 제가 라이트가 없으니까 물속에서 서로 위치 잘 확인해야 돼 너무 멀어지지 않게. 손 뻗으면 buddy가 닿을 수 있는 거리. 그룹끼리는 거리가 조금 있어도 되고요. 자, 심호흡 한 번 하시고 입수 준비. 오케이. 다 오케이? Oh, Fu! Thank you. Thank Mm-hmm. Uhum. Mm-hmm. 잘 잡아요 그동안 천천히 내가 올라와 잡아줄게 기다려봐 누가 우선 들어 그냥 천천히 들어와 어쭉